너무 열받아요 요시 너 특정처럼 맞냐? 와 진짜 알타이프 뭐 누를 뻔했다 진짜로 진짜 아니 뭐 다 피해요 여보 여보